보기에는 엄청 불쾌하게 <laughs> 생겼는데 마리네이드를 해놓고 혼재를 하면 아주 맛있어진답니다. 날씨가 좋군 음. 오. 이건 이제 버리는 거야? 어... 아니 이거 한번 데쳐야 돼 살짝 이 물에다가? 응 음. 베개 같아. 존나이니죠 저번에 쬐끄만 걸로 했을 때도 맛있었는데 이걸로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? 미숙가미숙가 일로와! 옳지 잘했어 여기까지 올라 옳지 됐다 불 꺼주세요 나 확실히 알이 크다 그치 굵직굵직하지 그럼 이제 불을 피우러 가보실까요? 진짜 맛있겠다 됐다 맛있어더라 맛있어져라 미쳤다 잘된 것 같아 응 이거 봐 진짜 커 쬐끄만 거 하나 먹어볼까? 음 진짜 맛있어 얘들아 가자 이거 빨리 오일에다가 담가놔야겠다 토실토실한 굴 진짜 맛있겠다 오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? 아니 엄청 예뻐 감사합니다. 맛있게 니다 뷰랑. 음. 음. 진짜 맛있어요. 크기가 커서 그런지 입 안에 진짜 가득 차는 게 느껴져 서 굴이. 저번에 했을 때는 좀 잘 자랬거든. 너무 맛있다. 이거는 음. 오징어 뭐 먹은 이따가 고기 찍어 먹어도 아, 되고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만든 거야 네가? 가비가 스리라차랑 마요네즈랑 케첩이랑 산발 소스라고 있는데 음. 그거랑 섞어서 너 좀 나와 이쪽으로 그 왜냐면 너무 나 혼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부럽 나. 나 혼자 너무 만찬을 즐기는 사람 같다고. 응, 고기 한 번 먹자. 고구마도 지금 안에서 하고 있어. 음. 이 고구마 진짜 맛있어. 맞아, 고구마 이번에 시켰는데 맛있더라.